여보 응 이제 내려서 뒤 좀 봐줄래? 다음엔 얘기해줘 오케이 다음엔 얘기해줘 음. 여보 간다 다 왔어 안 왔어? 아니 다 왔어? 아니 아직 다 왔어? 아니 이상한 어떻게 된 거 같은데 어, 뭐야 여보 다 왔어? 응다 왔어 다 왔어? 음다 왔다고? 아다 다 하네 진짜 다 하네 다음은 어? 얘기해줘